부종과 멍이 한더 간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약간 붉은 기운을 점점 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아트 성형외과 원장 문성준입니다 오늘은 안티에이징 수술 중에서 이마 축소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탈모가 심하게 진행되진 않지만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탈모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안티에이징 수술로 이 이마 축소술을 같이 안티에이징 전문 의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얼굴 비율이 1대1대 0.8이라고 봤을 때 가장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hairline에서부터 미간까지의 거리가 1 그리고 미간에서 코끝까지의 거리가 1 그리고 코끝에서 턱끝까지의 거리가 0.8이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마의 넓이가 1대1대 0.8보다 더 큰 경우 이 넓이를 줄여주어 그 밸런스를 맞춰주면 은 훨씬 더 생기있고 조화로운 얼굴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탈모가 있으신 경우 이마 넓이를 줄여주어 탈모 치료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이외에도 이마 라인이 각져 보이는 경우와 M자 모양으로 이마가 넓어 보이는 경우 그리고 이마 라인이 균일하지 못한 경우 이마 축소를 통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얼굴 비율이 좋아지니까 더욱 어려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는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얼굴 전체에서 피부가 드러나는 면적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 얼굴이 좀 더 작아 보이는 그리고 갸름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같이 누려볼 수도 있습니다 흉터는 어, 환자 피부 두께나 색깔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흉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2cm 이내에 이마 축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2cm 이상을 줄여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추후에 그 흉터에 모발 이식을 한다든지 문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흉터 자체를 작게 남기기 위해서 이마눈썹 거상을 같이 한다든지 등의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마축소는 디테일한 힘의 균형보다는 흉터가 생기지 않게 강력하게 잡아주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엔도타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엔도타인은 약 1년 후 녹아서 없어지게 되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마 축소술은 헤어라인 위쪽으로만 방리를 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는 따로 방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마 축소술 단독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눈썹이 따로 올라가거나 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만약에 눈썹을 같이 올리고 싶으신 분은 이마 눈썹 거상을 같이 시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1시간 반 정도 수술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현재 봉합을 하고 있고 한 겹당 대략 2mm에서 3mm 간격으로 봉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시간에서 2시간 반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이마 축소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한 열흘 정도면 실밥을 뽑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미 큰 붓기와 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마눈썹 거상을 같이 시행한 경우에는 부종과 멍이 한 1주 정도 더 간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봉합한 실밥을 한 열흘째 풀고 나면은 아주 흉터가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 흉터라는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한 3개월 동안 약간 붉은 기운을 점점 띌 수가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그 흉터가 그 붉은 기운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안정화되면서 결국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흉터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상 이마축소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마축소술의 부작용과 이마축소술을 통한 합병증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레아체 성형외과 원장 임성준이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